특히나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 피규어를 되게 좋아하나 봐요. 영원히 함께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때요? 고체관절 인형에 비해서? 사실 구간이 좀 무거워요. 음. 얘는 좀다 간편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되게 좀 디테일하고 세밀하고. 이거는 특히나 이제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네네. 그때그때 이거를 갖다가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블로그에다가 아예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아 그때그때마다 막 이렇게 뭐아 그런 걸 하세요. 10년 혼자 놀기 돼. 어, 그러니까. 어, 재밌어요, 되게. 네. 어. 엄마 엄마 아빠 어딨어 아빠 죽일 거야 엄마 아빠 어딨냐고 아. 아빠 어딨어 아빠한테 내 인생 간섭하러 가지마 아니 패드립을 치고 그래요 아 얘가 정말 패드립을 쳐요 아 그래도 그렇지 동화에서 아주 그냥 이거 다크사이드에 빠져가지고 엄, 엄마 아빠 못 알아보고 난리를 내거든 What do you think you'll see if I do? The face of my son Your son? He's gone He was weak and foolish like his father 엄마 아빠 어디냐고 아빠 어딨어 아빠 눈에 띄지 말라 그래 근 아빠 약간- 다시 눈에 뜨면 약간 지금 오버워치 리퍼 같아요. 아, 그래. 어 매년 동시 처치 아 근데 이렇게 계속 국어라고 방송에서 얘기해도 돼요? 좀 걱정인데? 아니 그 영화 한순간에 쓸려 나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영화에 나오는 네. 그 상황을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요런거 와. 와. 아. 야, 여러분들 대박이네. 어?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오픈 박스. 왜 이렇게 약한 척해? 아, 박스 또 가야지. 와, 이쁘다. 아, 박스 깔 때 기분 좋지. 네. 그럼. 보면은 네. 토니 스타크가 좀 많이 털리고 털리고 털리고 어? 치열하게 치열하게 네. 전투를 나 아, 네. 아니에요? 아닌 건데 와 이거 뭐야 이거 무지개? 얘는 뭐야? 뭐야 이거 작품이야? 이것의 정체가 궁금한데 이게 뭘까요? 아 그거 그 불이죠 아 몰랐어요? 음. 아이스크림은 아니죠. 이렇게 불 나가는 경우 이렇게. 아, 아이스크림이잖아. 이거 아, 아,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니에요 아이스크림. 이렇게 이렇 아이스크림 콘. 딴딴. 야. 이건 정체 알았어요. 이거 어떤 거? 이거 빠바밤. 아. 약간 좀예 나만 그런가? 내 머릿속이 아. 음란박이 웃꽤 음란 예 그렇네요 예 그렇네요 아닌가? 무슨 말씀이세요? <laughs> 도대체 무슨 말 지금 장난만 했는데 갑자기 왜 그러세요 유리 씨 죄송해요 요즘 예. 많이 외롭나요? 네? 음. 어리 어리 어리 어리 그렇지 네. 아 이렇게 되면 아, 멋있다. 재밌어요, 그죠? 아, 이, 런걸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 이걸 또 이렇게 이런 것들 이렇게 딱 보면서 어? 딱 찍어주는 거야. 아 멋있다. 뭐 이런 뭐라고 해야 되죠? 저 근데 너무 좋아요. 세 버전 나온 달리가 있어요. 네. 대만에서 뭐 이렇게 나와요. 싸게 나오긴 하거든요. 뭐 나타털이요? 그래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닦는데 아, 어떻게 닦으세요?